어둑 어둑 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짓는 눈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이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강민호 씨의 미처 못 부른 제2의 인생곡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입니다. 미스터 트롯에서 살아남은 최고령 마청으로서 아빠, 남편, 또 보통의 남자 이야기를 한 번쯤 노래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. 장민호 씨가 부르는 남자 이야기 천연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서른 아홉 정거장 운 좋으면 안착하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